안녕 나 현빈이야 오늘은 무단뛰기 훈련 시작한 지 한 달 되는 날이야 영상은 찍지 못했지만 딱 한번 무단뛰기 1000개를 성공한 적이 있어 어, 오늘은 한 달째 되는 날이니까 무단뛰기 2000개를 도전해 보려고 해 끝까지 시청해주면 고맙겠어 출발! Thank you. can be alone in the castle in the sky. We can run. 거잖아 야, 1500개는 다음에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1500개 한 거 아니야? TV에 나온 꼬마이가 몇개 저러다가 쓰러질까봐 너무 무리합니다 현빈이가 할 수 있으면 더 하는데 너무 무리하면 강철 강철 체력이 되는데 요 이렇고 그러면 그만해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응 잘했어 어머니 자 인터뷰 했어 아, 아 오늘 오늘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? 잘하면 됩니다.